내가선물이야그러니까브러시된다아로마해줄까이제그다사아네이쪽하이민나さんこんにちは하이민나야こんにちはゆかちゃんねいの。ロハンです。

괴물을 야보자 응. 봐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지금은 24일 오늘은 순짱이 자유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아마 새벽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내일은 아마 순짱은 낮잠을 자겠죠? 평소 같으면 저는 だから明日は て、うん、美味しいご飯作ってあげようか。なっちゃむ듬뿍듬뿍자게해주려고합니 다。 イェーイ Happy birthday to you それでは明日ネイルバヨンネイルバヨンアンニョンおやすみすみすみ 같다 달대한 예. 미역국도 제육볶음로 한또 케이크 뭐作 때막 계란말이 とか 이르로 순짠 밥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 バタなんですけどお許しくださいごめんなさい아빠를깨워보자싫은데아빠아직자고있어음그래아빠뭔가일어난것같긴한데오네 자고 싶어. 아빠 잘 자. 자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응. 음. 밥 먹어요. 엄마선물이에요이데스크준비와아이데스요세어아잠깐아뭐아라라세나다섯와그러니까내마음이야아고마워 와! 어, 로안이가 만든 거야? 이거 하트. 유카. 어? 아카이테 와다 이거 좋다. 이 짱. 아침 됐어. 한국말 틀렸네. 오늘은 푹 쉬고 푹 쉬라고. 이겨줄게. 어, 어, 오늘 엄청 바다바다 시다였나 또.

어머님 순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오늘 제 생일에 그거는 뭔가요? 다 해주는 일본인 아니라는 과거요 <laughs> 말이 많아요 그래도 사랑해 자 이것이 바로 전생과 우주를 구한 승장의 삶입니 요즘 그 댓글 보면서 살아요 극세종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전생을 구하는 건 나예요 What?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욕먹고 있어 <laughs> 자 이렇게 제 생일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마음뿐입니다 What? 자 그래도 너무 착한 일본인 아내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로한이 너요 로한아 고마워 쉽지도 않은데요 Happy birthday to you 가자 가자 셋 예! 제가 선물이야 어? 아. 아. 고마워 여보 뭐. 음. 어, 등이 아주 왕을 아주 그냥 잘 떴구나 고맙습니다 네 브러시 어, 된다 Okay, Charlie. <laughs> <laughs> 아로마 해줄까? 진짜? 아로마 아, 그거 따뜻하게 해줄게 진짜? 어 로안이 건식 시작했는데 왜 그런 거야? 나도 하고 싶어 이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럼 너희들 끄다 또 됐을까? 네, 벗으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皆さんゆかはプロですよ <laughs> 熱いああ最高最高ゆかは YouTube を引退したらきっとマッサージショップをやると思います1時間50万はめっちゃ取るやんあ <laughs> ちょっとああ う。まい。え？これロアがやってんの？うん。これ何のオなの？アロマティカ。何そのアロマティカ。 오시는 뭐 이래 때 봤을 게도 이 건전한 데 아니었어? 어? 어 엉덩이 아! 오이아오오 어떠세요? 아, 아니 TV 보고 있어봐 우와 달고 아! 미안해 어. 죄송합니다 그럼 맛이 마사지? 나잘할수 네, 있다는 파스토 뺐어 뭐야 자꾸 바지 또 빼줘 야 <laughs> 바지는 안, 안 돼. 뒤로 넣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この年でマッサージもらうのめっちゃ愉快な息子や何や <laughs>

아니 아 <laughs> 이렇게 저의 생일이 끝나갑니다 어 늦게 온 남편 기다리고 밥 해주고 청소도 하고 생일 준비도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남편을 위해 마사지까지 해주는 이런 이런 <laughs> 평생 감사히 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만약에 영상이 유튜브에 나간다면 정말 <laughs> 근데 진짜로 제가 그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딱이 나이에 맞는 생일 같아 음. 옛날에 어렸으면은 막 뭐 준비해가지고 <laughs> 어디 데리고 가고 아니 그거보다는 예전에 순짠 주위 사람들한테 매년 <laughs> 저한테 승자에게 메시지 영상 보내달라고 했었거든요. 한 3년째 되니까 이거 이제 <laughs> 됐다고. 막상 딱 보잖아? 다들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야 이제 북한 덕분에 매년 매년이 너무 재밌었는데 나름 올해가 됐고 음, 베스트 음. 오빠도 그렇고 약간 나이를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어? <laughs> <laughs> 화려한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 네, 참고로 유카 생일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항상 얼마 좋아 뭐 전날엔 내가 놀고 싶은 대 놀고 생일 당일날은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보내고 좋아 어떠셨나요 여러분? 나는 그리고 이스러운 뭐예요? 파스토베스 <laughs>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해봐 아무튼 이런 저희의 생일 브이로그였습니다 아유 수고하세 로안니 한마디 할래? 응 한마디 해줘 한마디 빨리 어린이집 보내보려 해주시 뭐 어린이니까요 이제 드디어 어린이집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goodbye.